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려놓고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역사적인 날이죠. 와 저희의 와첫 번째 리얼리티, 첫 번째 방송 날입니다. 아직 저희도 못 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궁시죠 네. 네. 아, 너무 궁금해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저희 가, 멤버들끼다 같이 모여서 첫 방송 때첫 네. 리액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바로 렛츠고! Let's get it. Let's go. Let's go. Let's go. go. Let's go. Yeah. Wow.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무대에서의 저희 모습과 무대를 통해서 있는 모습이 딱 확실하기 때문에 현실 남친 많죠. 그래, 현실 남친 정답! 저, 저, 정답입니다. 사랑아, 너에게

야 니네 연애해 이렇게 딱 하면은 살릴 수만 있다면 연애 오케이 연애해 아니 말하는 아. 지 못해가지고 저신입니다 두세 번째 네다섯 번째 이제 여덟 번째 얘기하실 때 이제 이게 정말 부산 저희 정말 잘 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맞으시니까 근데 그때 어떻게 생각할 때나 그런 게 좀부족해졌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애 같은 데 음악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를 알고 계셔서 회원을 해주신 건가 싶기도 하고 주선을 해주시니까 부사장님 열심히 열심히 배달이 왔습니다. 예. 와 대놓고 설 어. 아, 네. 아, 네. 일곱 분이 오시는 건가 그러면?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봤단 말이야. 아. 다섯 분이 오시고 아. 두 명, 아, 그럼 우리 얘기할 네. 수 있는 거지. 뭐지? 또 한 분이 오셔서 네. 예능적으로 반대만 1대1 1대1 데이트하고 1대1만 하고 나머지 6명은 그냥 반전 반전인 거야 반전 너무 아, 심했다 완전 아, 네, 열심히 하고 예능감 같은 데 넷에서 그냥 연습하는 노래를 잘하죠 근데 규준이 형이 예 맞아 여자 멋있다 규준이 형 뭐? <laughs> 내가 언제 픽사야 한 번도 안 했고 픽사야 규준아 픽사 진짜요? 저런다 내가 너무 <laughs>

10분 동안 첫 만남을 가지려 합니다. 멤버분들은 첫 만남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아유, 왜? 가위보 할까? 가위보 아, 근데 1등이 정해준 게 1등이 정해준 지 어, 1등이 다 정해준 거. 어, 좋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한 시간 넘게 되죠? 가위바위보. 한가위바위보가4시간 했어. 오. 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안 아, 됐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너 꼴등! 당황했어. 너 꼴등! 왜 그랬죠? 왜 그러셨어요? 왜 그랬어요? 규빈 2번, 왜 그랬어요? 3번 리에, 4번 라인, 5번 루, 6번 준지, 7번 요래. 처음 만나는 거니까 일단 좀 분위기가 어색하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멤버들 다 만나야 되는데. 아, 그래서 물론 네. 처음에 하면 좀 긴장하실 수도 있어요. 진지리. 중반부터 이제 좀더 멤버들 얘기하면은 긴장이 좀 더 풀려서 저희가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중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는 했어요. 와, 아, 편하게 얘기하시라는데 사귀었다. 감사합니다. 멋있네요.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laughs> 아, 난 네. 좋았어. 아, 네. 저희 오셨다 그러면 식으로 입에서 얘기하실게요. 이틀만. 갑자기. 거실에 막뭐 놔두고 왔다 <laughs> 일단 저는 1번이니까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네, 네, 다 같이 가볼까요? 같이 보자 일단은 네가겠습니다다했어요 우리는 큰일 났었어 저때만 해도 나름 자만만했죠 아닙니다 저는 좀잘했지도 않았어요 제 계획은 완벽했다고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원래 시작이 반이죠. 아, 나는 어, 손 치는 같다. <laughs> 귀여워, 귀여워. 되게 긴장을 많이 했어. 엄청 긴장. 전날 비가 엄청 많이 왔죠. 그러니까 해가 완전 쨍쨍하고. 뭐라고? 네? 왜? 눈 오고, 눈 오고 뭐. 나는 가다 도망 맞아서 끝났어. 서울, 서울. 무슨 강아지예요? 양윤 오신 너무 귀엽어요 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잘 보셨어요? 음, 안 믿어 아 이거 1, 1화 내가 얼마나 좋아했어 재밌던데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처음 아, 왜 이렇게 귀엽고 제가 밀렴이 자주 보던 드라마에서 연계이사 활동을 하시던 분이시니까 TV로만 아, 봤던 분이 제 앞에 서니까 되게 강하고 앉아있는데 네. 안 섰는데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보자마자 네, 제가 이제 자주 보는 드라마 모델들과 모델어요 네. 음. 네. 와, 아, 알려주시. 분위기 좋았네 근데. 아 네. 어, 귀여워. 귀여워. 혹시 나이가? 21살. 아, 21살. 사랑하기 쉽지 않은 제가 더 많네요. 어? 혹시 나이가? 저 23살.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뭐야? 안 재밌었어요. 정보를 모하게 된 거. 아, 이거 맛는데 네? 똥 마신다고? 네. 네. 오늘은 도전. 네. 도전. 아, 전화를 이거 뭐, 어두 번을 먹었어요? 혹시 이상형 있잖아 이상형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네, 그냥 저랑 마음이 잘 맞는 사람 음... 그 사람이 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혹시 이상형 어떻게? 저는 좀 웃긴 사람을 좋아해요 아 진짜 너무나 자신 <laughs> 자신감 방금빈이야? 개인 같은 거 개인기요? 저때 진짜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 과연 뭐예요? 귀막세요귀 막으세요. 많이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귀 막으세요. 근데 네, 주인공이 네, 네, 귀 막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어? 어. 기다리잖아. 오. 참아. 오. 전 최근에도 되겠습니까? 아, 뭐, 뭘참 참아야 하는 건지. 소원이 난 소원이 너무 길어. 이렇게 참고 싶지 않은 것 같아. 저 동물만 아, 귀여워서 <laughs> 아, 아, 동물만 동물. 나 동물만 귀여워 토끼 토끼 아저 귀여운 데 아 좋아요? 아까 귀여운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아 좋아요? <laughs> 아, 아 좋아요? 하진 않지만 앞으로 근 음, 네, 많이 편해질 것 같아요. 아 네, 귀엽다. 뭐라니까. 와 <laughs> 어, 어, 어. 귀요미. 맞아 동시에 하는 취미가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을 좋아해요. 아, 컴퓨터 게임이요? 아, 그렇습니다. 완전. 왜, 왜? 자연다 아, 네. 네. 아, 네.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와우. 예능이 예능하데요 대즘? 대즘이요? 저도 대즘 좋아해요. 뮤지션 <laughs> 시잖아요 네, 계속 네, 좋아합니다. 유명한 어지러워서 못하셨어요. 아니요. 와우, 감사합니다. 노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문제 있었네요. 아, 그거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laughs> 그럼 그 자동차 나다 아 그것도 제가 어, 어. 괜찮습니다 엉망한데? <laughs> 입만데 그러게 아, 메리카노못 드세요? 똑같아 지금 어렸을 때부터 이거 양많아어 이게 많은었다고 양이 많아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어린 마음에 호자네 효자네요. 엄마, 뭐, 효자 있어? 저기 나이 잘 되는 아들이다. 좋네요. 네. 아, 어, 벌써. 말했어. 표정이 아정이 네, 상기돼 상당히 잘했는데. 잘했는데. 아, 아, 귀엽다. 음. 제 짠이 너무 잘나거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설레. 어, 역시 가 좀더 잘한 것 같아요. 아, 저 규빈이 형이 기대. 기대해봐도 돼요? 저는 아닙니다. 아마 멤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거 모르시지 않을까요? 저때 엄청 크게 얘기해서 다 들렸어요 멤버들 저때 내려와가지고 약간 홀빵 나왔는데 아, 제가 열심히 보고 있어요 신이 났어요 미스 신난오 빨리 나오셨다 안걸리저 앞에서 멈췄어요 <laughs> 멈추고 오! 카메라 확인하고 열심히 하고 남자 식물이 훨씬 세리 어디서?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아, 아 부모님 사인 받아오라고 하는 거. <laughs> 어, 또 웃으셨네. 요즘에 되게 완전 그 어이없어서 웃는 같은데. 네.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약간, 루키. 아니다. 불꽃이. 불꽃이 맞아. 얘는 불꽃이란 것 같아. 뭐라, 뭐라 떠오르는 샘별. 버섯. 모르겠어요. 아, 아, 그런 얘는 너무 많이 네. 뜨셔가지고.

마지막 어디서 나온 자신감일까요? 멘탈 관계 이분은 어떤 분일까? 어떠세요? 귀엽다 어깨 힘 잔뜩 들어있어 되게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시작해서 이게 아, 아주 잘해주셨요 <laughs> 죄송합니다 어떤 거를 뭐, 뭐 좋아하세요? 취, 미저 음, 네. 취미가 컴퓨터 게임 아 진짜? 하는 거 어떤 뭐? 그거아 진짜? 아, 아, 네. 화질 되게 좋다. 발도 어지러워가지고. 아, 공통 사실 역시. 오, 스페셜 건. 강아지나 고양이 좋아또 강아지. 아, 저고양이 <laughs> 실패. 일단 첫 실패. 좋아하는 음식이. 저는 치킨. 치킨 안 좋아해요. 아, 아 나치랑 반 중에 어떤 게좀좋아 밤이 좋긴 하죠. 비 오는 날 근데 야경 보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게요. 인도에서 어, 눈, 눈을 크게 뜨는데 똑같이 크게 보 그러게. 처음 만남잖아요 게다가 저희 매고 한명 한 명씩이지만 그분 이제 일곱 명을 다 아, 귀엽게 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자기 생각해서 했는데 하루 종일 다 이렇게 나가시더라고 귀엽다. <laughs> 일부러 피해 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 진짜 일부러 그러시죠. 저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약간 비 오는 날에 집이나 카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빗소리 들으면서 노래 듣는 거를 좋아해요? 아 노래 듣는 거 좋아하세요? 혹시 어, 떤 장르? 저 팝송 많이 들어요 아, 팝송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요즘에 팝송 많이 들으세요? 네, 뭐 즐겨 듣고 있어요 음... 혹시 어떤 노래 팝송 중에 좋아하시나요? 전 찰리푸스 아, 뭐 되게 좋아요 저도 찰리푸스 되게 애들같다는 느낌이제부터잘풀 같은 느낌 제가 찰리푸스 아 르브 네 말씀하신 대로 되게 마음에 든다 해서 아름다움이 그래서 리에만 안름다운대를 가고 계시네요. 롤 모델이 현대 선배인가요? 네. 는뭐예 네? 그래도 군대가 자연스러운 노래 하 하셨어요? 노래 한거 가지고 같은데. 노래이 자 하나는 새로운 김 있네. 해볼게요. 어, 노래도 생각해 무슨 노래 했어요? 방송 노래. 뭐라 북한으로 갔고 준지는 가서 러브샷 아, <laughs> 준지는 춤췄고 네. 그 러브샷 진짜 잘 추거든요 저는 일단은 사람이 좀 인품이 좋은 사람 아, 그렇지 리에는 인성이 좋아가지고 인성, 인성이 좋은 사람 근데 리에 형은 말이 없고 귀여워 잘했네 어, 되게 잘했다 어다 어, 연예인으로 따지 내가 잘했다는 거나 거짓말이었네 아 너무 맞기대합니 이빨, 이빨린 소리여서 아 되게 좋습니다 아 초면에 저건 좀 바로 고백하셨네요 네, 저건 좀 서툴지 않았나 아, 분위기 너무 좋아 서지 않았나 분위기 너무 좋아 티에 내면 안 되나요? 그렇죠 아, 아 분위기 너무 좋아 어, 분위기 좋아요 형은 시간 네. 종료 까마다 하안 나왔어요 네. 현재까지 성공이요 네. 뭐 이제 접니다 나는 계속 요래요 빠졌어 자연스럽게 잘하는 아왜 이렇게 뚱이잖아 맞아 그럼 납니다. 나인이래. 아, 네. 아 니 <laughs> 보통 수변증이 있으면 공중에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떨리잖아요 근데 나인이는 붙어있는데 이렇게 떨려 <laughs> 이거 유전인데 이 가지고 아 진짜 좋아하다 나쁜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나랑 똑같은 질문 했으면 어, 너무 예쁘셔서 만약에 나왔으면 어, 이렇게 하면 좋을 것같아 아, 그렇게? 이정이가 저보다 지금 막간의 준비를 머릿속으로 하고 있어요 맞아요 1대부터 생각한 게 있어요 지금 네 한번 볼까요? 안 됩니다 그 사이에 이 나이 맞습니다 어?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강남에서 저는 나이라고 어떻게 했을까요? 21살 아네 저는 박은하고요 네 23살입니다 23살 박은하네요 혹시 신혜야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어떤 일을 하고 <laughs> 계신지 와 진짜 너무했다 심했다 드라마 꼴등입니다 꼴등 아니좀 아, 볼게요 제가 예. 드라마를 안 봐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디자인게 모르는데 꼴등이에요 어, 아닙니다 찾아봐야 되겠다고 아, 제가 생각해서 찾아봤습니다 어, 꼴등이에 네. 루나 드라마 진짜 안 보시나 그리고 스타이캐스 꼴등입니다 네. 맞습니다 PB가 네. 많아가지고 안 보는 게 아니고 보세요? 네그 요즘에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서 라인이가 보습니다 뭐, 백킹이 오고 왔습니다 오늘 바로 가서 왔어요? 팀이 안 네. 졸았습니다 네. 그냥 <laughs> 네, 꾸준히 보시잖아요 미리가 고민래 같이 봤어요 궁금한 거요? 네. 생각해내란 말이야 생각을 해내 알았어? 뭐해? 어, 물어봤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어, 뭐야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아, 어, 너무 아쉬웠어요. 제가 올라갔을 때까지 끝나고 성 그때까지 모르겠어 사실. 네, 중간에 하겠지. 그거에 네. 다녀도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 한번 도는 거 아니야? 네, 사장님께 그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어려 아, 진짜 어려웠어요. 왜나 내려왔어? 끝이야? 그 어, 디저트. 자, 이거 중요한 아, 이거 여러분들.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 브라질 먹으니까 신난데. <laughs> 선배님. 아, 아닙니다. 아. 아. 아. 늦어버렸다. 그때 좀 자신감을 많았었겠네요. 아, 저는 이때. 야간 기다 그래서 지금 아 이것 때문에 늦으신 거예요? 한 네. 시간? 한시간요한 아, 시간? 아, 아, 아, 나보다 아, 한 시간 진짜 늦어요 대박이 아, 없었다 그럴 수 있죠 상황이 사실 처음이니까 잘 보려고 또 꾸미고 오다 보니까 네 어, 오늘도 머리 입고 시나아 네네 아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laughs> 비싸게 주고 있는데 맞아요 좀. 아 괜찮아 정말 드세요 아 제가 한번 네 아, 진짜로? 먹어라 아니 그냥 누가 우실 걸 후회하실 텐데? 괜찮아요. 부정하죠 이제? 하나 남아가셨어요? 저 진짜 남았어요. <laughs> 진짜 한 입도 안 먹었어요. 네. 다들 여기 표정이 이렇게 되는구나. 저도 네, 많이 하려고 이렇게 막 노력하지 말는데 한단 말 그래서 계 이렇게 이런 가만히 안 먹어요? <laughs> 이게 또 러브형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어. 저희 거 아셨어요? 아니요, 제 이렇게 어. 알수 있는 방 써가지고. 그쵸. 그 실망하신 것 같아요. 아니, 네. 너무 너무 놀랐어요. 얼굴 빠개시니까 아니, 놀랐어요. 아니, 아니,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이제 사실 나방에 곱하기 제가 저런 모습 처음 아, 네. 봐 당황하고 있어요 아, 저 진짜 당황했어요 힘들었어요 오늘 끝나고 뭐 이게 불안해진 거 아니에요? 어, 벌써 음료 안 드세요? 먹고 있는데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저녁에 또 차올라요 아.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한 명씩 받아 보면 계속 하나씩 드시다 보면 총 7잔인데 배부르신 다음에 걱정이 돼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뭐 드시고 사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 몸이 안말라가 아 괜찮습니다. 좀 목이 안 말라요. 아, 아, 너무 아무 말이나 했네요. 아 제일 재밌는데? 지금 약간 저도 아무 말이나 어요 이미지가 너무 반대로 돌아오는 것 같아서 왜요? 아, 제가요. 아. 좀 되게 차분한 이미지로 가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안 해. 안 <laughs> 원래 이런 사람 아니고 그러 분위기를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 서먹서먹 하니까 그쵸 그쵸 네. 정확한가요? 아니요 네, 저 편해요 네. 아, 네. 잘했네 어, 저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남자 얘기 괜찮으세요? 저 네, 보셨어요? 연애라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살아오다가 몸속에 이제 숨어있던 그런 설렘들을 깨어나는 느낌이랄까? 아, 좀 어, 식은땀이 안 돼요. 그리고 왜 그 도토리 묵남? <laughs> 아, 자막이 가려져서 묵남인데 가묵남. 안녕하세요. 아, 가묵남, 가묵남. 이렇게 신발 신발 올라오고 진짜 진짜 뭔 소리 저희 올라오나 남부 진짜야? 안녕하세요. 아 역시 우리 춘지 웃는 게 이뻐요. 고마워요. 진짜 어떤 것 같아. 정했습니다아 처음. 이아왜 춘지를 봤잖아. 이제 이해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멘트다 멘트. 멘트 멘트. <laughs> 조금 좋네요 지금. 오. 뭔가 막상 이렇게 내려오니까 차분해졌어. 설레는 저는 커피 회 뭐만 하시고 있어요? 존지 이쁘다 아, 아, 한번 마시 한번 마시세요 뜨거운 거요 아니 아이스 아이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얼음 이 녀석 아니요 얼음이라 안 쓰고 적다히 가지고 먹고 싶어서 저한테 저한테 저한다 저한다 나한테 하는 혹시 식사하셨어저 식사를 네 하고 왔어요 뭐야? 뭐야? 했어요? 우리 그때 본인 보고 식사라고 하셨는데 음. 완벽잖 갑자기 10분 10분밖에 안 봐야지 10분으로 살수 없어 일단 주로 우선 식사 현세천? 저는 닭발이랑 아 닭발 좋아하세요? 네, 소양밥 좋아해요 아저 소양밥 좋아해요 아, 저도 열반 목뼈 국물 닭발을 좋아해요 아 목뼈 국물 닭발도 네. 좋아해요 아그래 아, 아죠 저지는 혹시 뭐뭐 좋아해요? 저는 <laughs> 아, 짜장면 좋아해요 아, 짜장면 우리 네. 김지 엄청 좋아하죠 짜장면도 좋아하죠 음. 네 짜장 킬러는 나인 존지 목 배우는 걸약더 좋아해 보려고 와 잘했다 어, 공부를 잘하지 아, 나는 대가잘 이어지는데 중지가 그렇게 대화 이렇게 수월하게 잘 저는 평소에 대화 많이 하잖아요 음. 자기 한 말만 하고 다끝내 스타일이에요 지 3년 만죠 3년 만에 처음 네. 아그 제가 좀 들었는데 네. 춤을 잘 추신다고 들었거든요 어? 뭐춤 전공으로 아니지만 되게 춤을 좋아해요. 아 진짜요? 춤췄어? 혹시 춤 좋아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춤을 전공을 춤아 아, 진짜? 네. 무동점 무슨 춤전공하셨요 걸스데이트 와우 와 멋있다 보여달라고 했어? 나중에 한번 같이 한번 추고 싶은 그런 와우 아, 어, 떨어지 되게 많은데? 어, 네. 그러게 와 뭐 정말 재밌어 재밌, 재밌, 재 재밌, 재밌, 재 저랑 쳐주신다는 건 영광 좋다 아, 어, 네, 네, 네. 처음에는 아, 무리한 부담하지 아, 않았어 어, 저 빼고 다 잘하시네요 왜잘다고 제일 잘한다고 길을 풀어 감사했어 꼴등이 감사하다 되게 되게 잘하는데 왜 나랑 그렇게 얘기하시죠? 저희도 뭐라는 거예요? 취미요? 음악 듣기요 어때? 김영 씨는 알요 뭐냐?

몰래 카메라죠 이거. 과연 무슨 상황일까요? 진짜 이런 30초에. 아 얼굴 홍당무가 되셨어요. 당황스럽네요. 저희 둘은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유영이 형도 몰랐네 사실은. 난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얼굴 빨개졌네 아 되게 어색했어 좀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고 왜? 어, 내가, 내가 친구랑 저렇게 만나면 어, 어, 얼굴 왜 이렇게 빨개지셨어요? 내가 물어볼 게 물어볼 게 없는 게다 알고 있으니까 물어볼 게없 그냥 그게 어떤 의미를 하는 거야? 소개팅 하는 거죠 아네갑기네 상황 급성은 찍 제가 도움이 안요네 올리는 되게 잘 아. 대표 노래 하나만 딱 불러주세요. 사바나. 사바나 네. 한 소절. 네. 저쪽 <laughs> 보고. 사바나. 오 좋다. 오. 가운데 손가락. 랭스. 7년이란 대자라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장소 도망. 다음 장소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제 분량을 치우세요. 네, 제가 고르는 게 아니라서 제일 꽂힌 것 같은데. 아닙니다. 꽂힌 접니다. 서로 진짜 웃겨서 서로 웃기도 하고 제대로 이렇게 감정을 못 잡아가지고 좀 장난식처럼 보이지 않았나 좀 걱정이 되기도 한 것 같아요. 장난식은 한시 아니요, 잘 못했습니다. 잘했을 것 같아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저희 다못했으니까다 <laughs> 잘했구만. 기억도 진짜 못한 줄 알았네. 없고 뭐, 막 머리가 부치가 돼가지고. 그 그 유나님과 하 그러면 그그렇죠 보이고 왔어요? 우리랑 얘기할 때는 대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간 적이 없잖아 화났어 근데 엄청 자연스럽게 계속 대화를 잘 하더라고 아 술성 이용 술술 되게 술성 아니야 아 주로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저는 닭발이랑 무슨 식이요? 닭발 좋아해요 같이 한번 추워 심지어 그냥 진짜 난 반전으로 비정일 수도 있어. 왜냐면 나 에어컨. 에어컨을 껐어. 좀 쌀쌀하다. 에어컨. 이거 나를 어. 내가 좀 올려줄게. 얼굴 진짜를 나를 올려줄게. 네. 여러분 내려오신 지수를 체크했습니다. 내려오신 지수. 나네? 나 아니야. 아니에요. 말씀 많이 해주시니 아무 말도 안한 거. 되게 에어컨 빵빵하게 해주셨는데. 신천 신천교 방수. 아, 알겠어. 아, 예. 아, 학생이나 사회에서 이제 등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야 하트가 여기 나오나? 어, 뭐야 뭐야 하트가 나오나? 큰일 났다 나도 하트에 많이 나왔다 그런데 4,500원이거든요 오케이 일단 내가 1등 아, 내가 1등인 거잖아 애들 없어 맞네 브라우니에서 브라우니 거를해 지갑. 현대 하트. 재밌다. 그러니까 개. 안 아, 개. 안 개. 아니야. 네 개. 한 개. 한 개. 아. 너. 너식사 아, 네. 김재형 아마 네 개일 것 같아. 그러게. 아, 맥커터가 엄청 빠르게 한참 생각하고 있었어. 아, 네 개다. 맥커터. 오, 나랑. 나랑 네 어, 좀 상관돼요. 나를 내가 좀 올려줄게. 크게 다섯 개 아니야? 그러게 꼴찌가 있었네요 네. 마음 상합니다 저도요 이제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 아, 왜 맞췄네 아, 다섯 개 흰색으로 채웠네 아, 정신 식사를 한 개를 몇 번을? 나인입니다 사업 인정 예수 와우 진짜 기대 솔직히 안 했죠 진짜 우정이가 우정이가 진짜 좋았는데 너무 내려와 많이 당황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지 우리가 고마웠어요 왜냐면은 어려웠거든요 T 레스토 안에 그때 진짜 너무 떨려가서 막 땀나고 땀이 엄청 났어 와우 안녕하세요 어. なのでお疲れ様 포인트 배럴 포인트에 조금 예, 부족했을 뿐이지 다른 부분이 오해 제일 제일 힘든 항상 수출한 회장님들의 하소연이었습니다. 힘내주시오. 식사는 아직 안 하셨다고 네. 그럼 좀 밥이나 먹으면서 아까 못다한 얘기를 아, 좀 해볼까요? 네. 105인가? 단지들을 만들어가지고 네. BS 만든다는 거 요즘 BS 우리는 가르치는 네. 덕분이에요 아시죠 이거? 그렇죠 이거 저희 가르치는 덕분이에요 간단하게 네. 에피타이저로 샐러드나 리드가 아니라 본인 먹고 싶은 거 아니야? 네, 시켜주세요 어? 이렇게 오니까 그분만 왔어요 그분? 그 그때 김유정 씨. 김유정 씨. 아, 오, 근데 어, 닮았다. 아, 눈매가 조금 비슷하다. 처았어 어, 그러게? 약간. 눈매가 진짜 닮다 그러게? 유정 씨랑 얘기하고 있는 기분. <laughs> 그래, 제발. 아, 네, 제발. 갑자기 막 보여가지고. 갑자기 낯설다. 음. 여기서 말 잘해야 되는데. 그게 뭐였어? 저는 되게 잘했어요. 그냥 네, 이쁜 얼굴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음... 그나 이게, 이게 무슨 소리? 그 매력이 그냥 것 같습니다. 아, 아, 아, 정답. 그 생각을 시작했어요. 어 이거 했네. 타이밍 좋았네. 뭐야? 뭐, 뭐야? 이거 뭐야? 샐러드. 아니 아니 아니야. 아, 메뉴 두 개가 아. 한 대만 쓰면. 마실 거는 네. 뭔가. 음. 저한 입 먹고 네. 아. 아보카도 네. 아보카도 못 드세요? 아니요 저 좋아하죠. 지금도 좋아하게 됐습니다. 당당하신데요? 너는 김치 먹어 보라 자격이 그러니까. 어, 그러네. 아, 형 뭐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곁들여 먹는 건 좋은데 그냥 먹기엔 되게 담백하다고 해야 되나? 담백한 건 맛있는 거 아닌가? 그쵸. 어, 예. 어, 예. 예. 물밖에 안 먹는데? 물을 좋아해요. 최애한 주먹을 되게 막 활발하신 분인 줄알요 근데 여기 막상 올라와서 하시니까 되게 차분하신 성격이더라고요. 되게 여러 면을 보호하는. 아, 좋았어요. 저런 말씀 흘렀었잖아요. 아, 와, 이게 제네를 안 좋아하신다. 입에 한 가득 한데요? 좋아하 한숨 달 먹었다. 안 드셨나 보네. 네, 진짜 한숨 달 먹었어요. 혹시 피자를 좋아하시나요? 네, 피자 좋아해요. 아, 피자 좋아해요. <laughs>

강아지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네. 고양이상 저는 저한테 지금 팬분들이 고양이딱 몬스터 어, 이러다가 물밀증이나 가겠어요 물 진짜 이런 물재 계속 말하셔서 진짜 또 금방 따라왔네요 얘야맛있네 우리는 김밥 먹어 만약에 아, 맛있으면 네. 팀원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네. 얘들아 물어봤을 때 아니 아니 우리가 싸웠지 설마 진짜 팀원이 김밥 먹을 줄 알고 나는 아, 아, 아, 아 나도 밥못 먹지 액션 좋아하신다 어. 김밥 오이가 있을 때또 물 멜롱 이런 건안 좋아하세요? 막 가서 보지 찾아보진 않아요 네. 공포 영화는 좋아하세요 저랑 지원해 됩니까? 저는 잘 공포 영화 찍거든요 오! 야. 내년에 네, 꼭 보세요.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제 멤버 전체가 맞습니다. 멤버들이랑 보러 가겠습니다. 어, 근데 네, 반말 쓰기로 한거 아니 이건 어때 어, 그러게. 맞네. 그래 어, 조심하세요. 아, 자연스럽게. 아, 우리한테 허세 부렸네. 아, 아, 네. 보시면 알아요, 보시면. 허세리. 뭔가 그 털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안 마시면 그분이 되게 막, 아, 또 찾아가고. 그렇죠. 찾아가는 거죠, 네. 그래야 재밌는 거죠. 그렇죠. 못 맞는 게 재밌는 거죠. 그렇게 포장해 주신 건데 너무 잘하시다. 돈 들였어요 지금? 돈 들였어 오늘 왜 이렇게 얘렇게많 드시지? 생각해내 아 진짜 엄마 방 졸았는데 머리가 참 정리가 안 됐어요 혹시 A형이세요? 정답입니다 저도 아진 오와 저 드디어 찾았어 이걸 찾아드립니다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어나 A형이 없어 인정아 나 몰라 나 무슨 형이야 너 A형 나 O형인데 O형 <laughs> 규빈이 형인데 나 규빈이 형인데 저도 나왔을 때. 자, 집중. 말을 말. 아. 아. 계속 지금. 어, 그래, 말 나와야지. 존댓말. 예. 그냥 만나서도 편하게 만날 수 있으면은 말 그냥 편하게 놨으면 좋겠어. 와, 나한테 그말 놨다. 유나, 유나를. 물건 말을 만나라고. 완전 아, 떵떵거리더니. 아, 야, 내가 아, 만나어 아, 근데 궁금한 게는데 다음에 만나면 말이 나요? 맞는 거아니에 다음에 만나면 말 좋다 하면서. 되게 말해도 되게 뭐 말해 약간 그만큼 편해졌다 이거네요 성공이 되면 데이터 시간하는 몰랐고 최고의 칭찬이죠 성공했네 시대가 없었던 거야 수를 뭐 300번 하시고 네 300번 하시고요 제가 제가 그거 좀 때렸어요 맛집 탐방 좋다 어? 블랙핑을 맛집 탐방인 것 같은데 네, 블랙핑 제가 쓴거 골랐습니다 어, 맛집 탐방! 설렘 아. 가득 월드게임이라는 상당요 아, 제가 게임을 좋아어요 근데 멀티게임장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 나도 한번 한번 가서 추억도 쌓아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가고 싶네요. 게임장을 아, 혹시 미리네. 어? 누구? 루이스 루이스? 게임이랑 거기지 끝이야? 뭐 많이 같이 지금 예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다려. 잠깐만. 게임을 약간 다르게 재밌기도 하고 약간 멤버들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멤버들께서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런 내숭덩어리들 <laughs> 저도 약간 이제 평소와좀 다른 멤버들의 모습을 많이 본 게 되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다 다들 생각보다 잘하네요 아, 어, 네, 다 같이 잘해서 그러니까 어, 사실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방송 네.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3점이라니까 좀 다행이고 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거잖아요 이화의 누구일까 네.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자, 규빈이 형. 네. 저는 시간 줘봐. <laughs> 여기서라도 여기서라도 말해봅시다. 은지 네. 씨가 말씀했다시피 어, 저는 리엘 씨랑 데이트하는 기분이었어요.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아, 음. 아. 역시 맞춰. 네. 아 저는 솔직히 네. 이게 솔직히 2등인 줄 알았어요. <laughs> 왜냐면 저는 솔직히 이제 1등에서 리엘가 데이트를 했잖아요. 저는 적어도 2등이나 3등은 하겠다. 들여다 봅시다. 어떤 이유로? 어, 왜냐면 브라운이 <laughs> 브라운이요. 싫어하셨지만 이게 싫어하셨어요. 마음 아니, 아니 마음이 아, 마음이 이제 노력이 가상했잖아요. 자 꼴찌 말하겠습니다. 예. 네. 꼴찌 너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였고요. 네. 저희가 한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결과가 빵점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에는 조더 잘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화이팅 합시다. 네. 네. 위로, 위로. 원, 둘, 셋, 화이팅! 좋아야 되나? 자. 아, 네, 근데 정말 저희도 기대가, 기대가 들면서 좀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첫 방이라 해서 저 어젯밤부터 긴장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저는 이미 브라보니를 이렇게 <laughs> 마음속부터 네. 아직까지 마음 좀 걸려 있었어요. 근데 맞습니다. 오늘 이제 하고 나 마음 좀 편해지네요. 네, 다들 이렇게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네, 남은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올려가 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요. 이번 기대해 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본방사수. 다음 주에 사수. 네, 여덟 시 기대해 주세요. 에이러커. 네,